Loser인데 아까 아, Bae Bae도 그렇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요. 이 루저의 아, 반응이 예. 뭐 진짜 엄청납니다. 이 Loser가 직접 그 근데 경험담이라고 하던데 본인이 loser라고 생각이 될 때가 혹시 있는지? 저는 글쎄요. 뭔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중분들이나 이제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는 그렇지. 저희 나이치고 굉장히 음, 성공한 친구들이고 아, 그럼요. 네. 대성공이죠. 그런데 네. 저희도 이제 사람인지라 저희가 느끼는 또 이런 뭔가 감정들은 네. 같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도쿄돔에서 공연을 하면은 굉장히 크잖아요. 그죠. 하루에 뭐 한 5만에서 6만 정도를 만나요, 아. 팬분들을. 그리고 나서 근데 저희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결국 다 호텔 각자 방에 들어가서 씻고 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뭔가 거기서 오는 이상한 공허함이 있더라고요. 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? 끝나고 되게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막뭔 파티도 하고 화려하게 생각하겠지. 근데 아, 그렇지, 그렇지 않거든요. 아이고.